anyways 오늘은 이렇게 입어고 이거 답안은 어, 여기 있어 여기 가자 아 이거 쌍화차 이 런닝맨도 먹었어 책상, my table. 봐봐 이게. What is this? 아, sugar. 아, 이거 먹어봤어요? 처음이야? 아, 처음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코팅. 어, 코팅. 어, 코팅하면 어떻게 돼? 아, 코팅이요. <laughs> 이거, 이거. 어, 아, 네, 네. 그럼 이거를 똑 떠서 입안에서 터트리면 돼. 계란은, 네, 뭐... 응, 계란은 안 뜨거워. 아, 네, 안 뜨거워요. 음, 음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국물을 입을 헹궈. 네. 하고 사진 찍고. 네. 네. 야 이거 먹어서 약간 공간이 좋은 음료수 맞아. Looks good. Good for health, 맞아. 와, 냄새 좋다. It smells really good. 이게 뭐냐? I don't know what this is. Oh no, no, better not put this. She said I need to just no, just slurp this in. Oh no! 안 돼. 공간에 좋은 이 테이스 온 날이 약간 약간 약간 너무 낫지 많아 아빠 와 여러분 이거는 엄마 좋아하는 맛이 맞아요 They have nuts and then they have red I think this red dates 음 맛있다 근데 우리 다한잔 같이 먹으면 여기 여기 아침에는 라면이 팔라 근데 3시까지 어? 지금 몇 시야? 4시인데 라면은 3시까지 I feel like a lady today 오늘 어, 여자 됐어 이거는 b l a c 맛 많아 네. 그러니까 해, 홍, 홍탕 맛이어 봐봐 어 다이너마이트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차리인가 학생이 가해드립니다. 나랑, 나랑, 나랑 인사. 한복도. 간방. 초봄. 청원? 어, 이거 평이 좀 보다 뭐 더 싸네. 찬바나 우유 뭐 참치 아, 예쁘다 라, 라, 라, 라브렛 홈메이드 술 라, 라볼, 라볼, 라브렛 여기 느낌이 적다 아, 저도 Where's my phone? 왜? 네. 네? 나 아까 그 핸드폰 쓰는데 사장님 혹시 어 핸드폰 맞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전화가 게 없대 감사합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laughs> 사장님 제목 핸드폰 또 잃어버렸어 오늘도 핸드폰 잃어버렸지 하지만 또 찾았지 땀 나와 땀 오후에 피스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다 아 라면 하나 주세요 무슨 라면 저기 주세요 어네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오 어? 매운 맛이 엄청 매워요. 짬뽕이요? 아, 네, 잠깐만요, 사장님. 치즈 라면. 치즈 라면 매워요? 치즈 라면 안 매워요. 네. 어, 이것도 맛있게 보여. 매운 맛이 아주 매운 맛이. 어, 짬뽕 라면 보통 맛 드세요. 보통이 아. 매운 맛이에요? 음, 매운맛이 주세요. 많이 매워요? 괜찮겠어요? 어, 진짜 많이 매워요. 아, 좀, 네, 괜찮아요. 진짜 많이 매워요? 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음. 와. <laughs> 오, 용남대원 똑같아요. <laughs> 오, 야. 핸드폰 고 먹는 라면은 물 마시지 맛있게 먹어요 와, 와 이게 야

마누엘라 하면 안에는 넣어 되잖아요 지금은 느꼈다 치즈 먹자 치즈 넣어서 맛있어 状态。 숲 약간 토마토처럼 like tomato soup 진짜 얼동이 얼동이 없던 것 같아. I finish everything, guys. Couples a lot, a lot of couples. Oh, they sell potato chips. 이거는 봐봐. 바스킨 로빈인데 이렇게 예뻐. 이거 먹어볼래? 어,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키고양이.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죠 구주 딸구주둘이나 보고 싶었어? 테크 다운 아 콜라 엄청 먹 엄청 뭐 먹어 아. Looks like it actually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아. 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야옹 мяу мяу мяу I think I just heard a tiger burp. 뿔고 진짜 맛있었어. 고맙습니다. 어? 야옹. 어?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왜? 썼? 왜? <laughs> 왜? Exactly why you light me up inside like the 4th of July when